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어, 제가 CJ랑 큐텐이랑 같이 하는 어, 라이브 커머스의 MC를 맡게 되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큐시트고요. 요즘 자주 서울에 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고 있답니다. 후. 저는 이제 그럼 노트북을 끄고 자겠습니다. 빰 안녕 리허설하러 서울 가야 합니다 차차차 마스크 얼마 전에 반스 올드스쿨을 친구들의 추천으로 샀는데 새 신발이라서 뒤꿈치가 까졌거든요 오늘은 안 까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미허설 차차차차 아야 밖에 까마귀가 오네요 까까까까 일본인 줄 네. 꺼졌다 갔다 올게요 일찍 도착해서 1층 뚜레쥬르 본사에서 점심 얘는 까눌레예요. 아, 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laughs> CJ 저희 본사 사업 1층에 있는 더키친이라는 스튜디오예요. 와 <laughs>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get ready with me 찍고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러 서울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하러 가요. 머리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laughs> 오늘은 전문가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프레이 쓰는 게 어색해가지고 좀 실수할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미용실에 가보려고 해요. 어제 내일도 했어요. 하얀색 원피스 입거든요. 지금 추워가지고 가디건 입었는데 음식용 네일입니다. 나갔다 올게요 나갑시다 자 머리도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차 타고 못 가네요 핀 <laughs> 꽂고 가실래요? 하시길래 어, 아니요 안 아, 꽂고 가는 게 나은 것 같다고 <laughs> 누가 봐도 미용실 갔다 온 애 같잖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했습니다 오. 확실히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뿌리별룸을 엄청 잘 살려주시기 때문에 기분은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드라이도 받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서울로 가보게 저는 열심히 이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좋고 비가 안 내려서 머리가 안 망가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따가 이렇게 뒤로 넘길 건데 제가 머리를 만지면 안 돼서 어, MC 하고 계속 이렇게 머리 만지면 얼마나 별로겠어요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 저는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 가서 봐요 역시 이 시간에는 서울 가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아저 마스크 벗어 던지고 싶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ITX ITX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 촬영하는 곳입니다 갔 올게요 일찍 도착해서 연습하려고 일찍 왔거든요 짠 화장이 안 무너지길 굉장히 바랬지만 역시나 피부 화장은 <laughs> 마스크 때문에 열심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열층이에요 화장을 좀 고치고 오늘 물 음료를 아예 안 마시고 있어요 화장실 많이 갈 것 같아서 화장부터 좀 고치겠습니다. 어, 혹시 몰라서 여분 옷도 가져오긴 했는데 안 입을 것 같아요. 화장을 좀 고쳤습니다. 네. 이제 연습하고 올게요. 안녕. 저는 대기실에 왔습니다. 혼자 앉아있어요. 저는 지각이 너무 싫어서 항상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laughs>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습니다. 아. 짠짠짠짠 긴장은 잘 안 해요 뭔가 긴장을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긴장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트러블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갑자기 뭐 연결이 끊긴다거나 그런 거참 슬프잖아요 그냥 smooth하게 원래 진행되는 거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에 내렸습니다 아, 집에 갑시다 저는 미초 젤리 진짜 너무 <laughs> 맛있어서 저 제가 방송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상품 이거 젤리라 그랬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 당일에 받았던 거 4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정말로 이거는 광고가 아니지만 아무튼 맛있어서 남은 거 받아왔습니다 행복해요 곧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어, 원래는 서울에서 자고 올까 했는데 그냥 막 차 타고 집에서 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에는 정말 정말 얼굴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진짜 무슨 <laughs> 이목구가 이렇게 아니,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우츠리오 요구する ために뭐 카메라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가서 쉬겠습니다. 오,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오 개운해. 역시 서울에서 안 자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morning routine이 아니죠. night routine이죠. 네. 피곤하네요. 피곤한데 또 씻고 나오니까 또 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뭐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아 모르겠네요. 뭘 먹고 잘까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뭘 먹고 잘까 살짝 고민하고 있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면봉이 어디 갔지? 나이트 러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눈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면봉으로 꼭 남은 게 없나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꼭 남은 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 자. 어. 네, 오늘 화장을 좀 진하고 열심히 화장을 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역시 나오네요. 이렇게 어? 오! 어. 네, 그리고 미스터 어디 갔지? 아, 미스터 아까 가져갔구나. 귀찮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발라놨어서 피부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또 네. 이거 어, 마르면 이거 크림만 발라주고 끝내겠습니다. 어 목마르다 화장실 갈까 보는물 많이 안 마셔가지고 목이 타네요 그래서 목이 다 아팠나? 확실히 일본어는 오래 말하면 목소리가 미나상 고마워! 이러면서 좀 이제 확실히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 목이 금방 아파옵니다. 허, 어, 말이 또 언제 말리고 자나. 제가 그리고 제가 요즘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어디 갔을까? 이거 속눈썹 앰플? 속눈썹 영양제 같은 거거든요. 전에 에뛰드 거 쓰는데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샀던 건데 이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건강해진다 그래야 되는성수비 매일 밤 열심히 살짝살짝 발라주고 있답니다. 어, 얘는 안 시린데 가끔 시릴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넣은 건지 근데 되게 꾸준히 발라야 돼요. 한 진짜 한 달 넘었을 때부터 효과가 좀 눈에 보였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슉슉 너무 많이 바르면 이따가 누웠을 때 눈에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만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빗질을 한번더 해줍니다 예쁜 상태로 자라나라 네, 이상 저의 나이트 루틴이었습니다 이제 머리 말리고 그러고 자면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자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굿밤.